여기 보면은 평일도 주말도 오후 2시경 열고 9시경 닫아요 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도 별로 시간도 오래 걸려요 2인분 20분 3인분 30분 4인분은 동시 불가 <laughs> 재밌다 그냥 쓱 차 끌고 갔다 오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? 어, 네, 맞아요. 아, 네. 여기서 드셔보셨나요, 혹시? 아니요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에? 네? 네. 오늘은 수제 햄버거 냠냠냠 보기만 해도 위산이 콸콸콸 오늘은 수제 햄버거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바니씨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제 버거집 근데 이렇게 먹는 햄버거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? 와. 와. 와 대박이다. <laughs> 오, 진짜. <laughs> 어, 진짜 맛있어.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, 진짜. 와. 대박이다. 이 빵은 어떻게 먹지? 이렇게 먹나? 어, 빵 고소하다. 버터에 막 구웠나봐요. 싸먹어볼까? 아 고기 맛이 살아있네 <laughs> 이거 먹으러 갈 때 혼자 먹어야 되겠다 혼자 가서 먹고 계란 두툼한 거 봐요 아 근데 파인애플이 햄버거랑 진짜 잘 어울리네 이게 들고서는 막 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잘라서 적당히 입에 넣고서는 그 세세하게 계란맛, 파인애플맛 고기 맛, 빵 맛, 채소 맛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세세하게 느끼면서 먹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렇게 먹어야 그래서 이거는 이쯤에서 콜라. 어, 매콤한 맛 맛있다. 근데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것같아 약간 어렸을 때 먹던 막 대리버거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맛은 전혀 <laughs> 대리버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.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좋은데 어, 매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콤하네요. 약간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맵기가? 와 고기 와 계란 식감이 미쳤다 진짜 아니 그 두툼한 계란이 막 약간 이렇게 막 뭐 약간 폭진폭진하면서막 살살 부서지면서 그 계란의 그 알알이 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, 너무 기분 좋은데요? 이거 이거 계란 와 아, 근데 아니 이거 아까 한번 먹어봤다고 두 번째는 엄청 깔끔하게 먹지 않아요? 역시 경험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얘는 달게 올려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behind story로 가시죠 평일도 주말도 오후 2시경 열고 9시경 닫아요 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도 별로 시간도 오래 걸려요 2인분 20분, 3인분 30분, 4인분은 동시 불가 <laughs> 재밌다 그냥 쓱 차 끌고 갔다 오면 되겠다 안녕하세요.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? 어, 네, 맞아요. 아, 네. 여기서 드셔보셨나요, 혹시? 아니요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에? 네? 네. 아, 그러시구나. 또 네. 드셔보신 분인 줄 알고. 아, 근데 엄청 맛있어 보여서 왔습니다. 여기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기 식감에 맛 없는 거 아시죠? 네. 가장 중요한 게 고기인데 고기가 식으면 안 돼요. 네. 유튜버세요? 아, 네. 오, 그러시구나. 네. <laughs> 그 유튜브에 홍사운드라고 검색하면 홍? 홍사운드요. 홍사운드요? 네. 오, 그러시구나. 네, 거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오. 뒤에 찍지 않나요? 네? 먹는 걸 찍지 않나요 보통은? 아 맞아요 네.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, 네. 이제 포장해 가는 것도 한번 찍어 보려고 요즘 오, 새로운 그렇 시도를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웬만하면 찍지 말아주세요 아 네 그쪽은 아예 안 네, 찍고 있습니다 예민하니까요 네네네 여기 네, 밖에만 찍겠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서 드셔보시고 <laughs>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 그래서 제가 식은 몰라요 식은 맛없어요 아네 네. 제가 잘해서 먹겠습니다 여기서 드셔보신 맛 원하시는데 네 식은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요리사는 없어요 아, 네. 그건 철칙이에요 고기는 가장 중요한데 햄버거에서 네 싸가서 음식을 평가한다는 건 네. 좀, 좀 그러거든요. 아. 여기서 드셔보시 맛없다고 그게 정, 정답인데. 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다음에 예, 예. 와서 또 먹을게요. 예, 예. 예. <laughs> 네, 네. 아니, 저 상관없는데. 네. 네,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. 예, 이게. 이게 가격. 그쵸. 그러니까 수제버거 치고는 싸게 책정을 했는데. 네. 그래도 음식 값으로는 8,500원이 싼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죠. 네, 그쵸. 근데 싸는 아무래도 싫으니까 그거 나도 뭐 괜찮네. 여기다 놔두시겠어요? 예. 와. 뭐. 이 피클은 포장 때만 싸드리는 거예요? 아네 감사합니다. 네.